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? 지금 나를 봐. 달골됐잖아. 원샷 할 때까지 발로 차, 발로 차. 술에 한잔 생각나는 밤. 아. 베네치아입니다. 아, 눈 여세요. 질이 들어갑니다. 처음 밀라노에서 베로나로 이동을 했죠. 그리고 쭉 이동을 쭉 해서 피렌체, 여흥, 낭만 쭉 이동을 해서 순간 이동을 해서 로마에 도착을 했죠 천사와 악마 이제 조력자들과 함께 쭉 다시 올라와서 베네치아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는 한껏 여유가 생겼죠 이제 아 이런 사진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아 여러분 이 신발이에요 제가 아울렛에서 샀던 신발 바로 버렸잖아 진짜 와 진짜 저거 다 해서 세 번 신었나? 베네치아는 사실 뭐가 뭔지 몰라요 제가 가이드를 하긴 했는데 사실 뭔지 모르고 했어요 어, 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진에 아 누가 보이는 것 같은데 누구지? 동반자들과 함께 여행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. 아 동반자가 있다 보니까 서로 서로 서로의 캠을 들고 사진을 찍어주는 아주 훈훈한 모습이에요 다리를 살짝 이렇게 이 느낌 살짝 포인 이런 아, 컷도 동반자들이 찍어주고요 이때가 진짜 피부가 안 좋을 때였어 여러분 들 피부가 왜 안 좋은지 아세요? 제가 20살까지 피부가 진짜 좋았어요 그냥 애기 피부 여드름도 짜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데뷔를 한 다음에 피부과에서 협찬을 해준대요 어 그래서 저는 뭐 어, 피부에 뭐 좋은 게 해주나 보다 그때만 해도 저는 메이크업을 매일 하니까 피부가 막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왜냐면 그전에는 한 번도 안, 화장을 안 했는데 화장을 하니까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굴이 1년 사이에 완전 망가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저희가 협찬해 주겠다고 그러더니 그냥 뭔안 뭐 되다가 주사를 계속 놓고 막 계속 손으로 짜고 그래서 손자국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부터 공짜를 난 안 좋아해 난 무조건 돈 내고 하고 문제가 생기면은 뭐라고 할 수 있는데 협찬을 공짜로 했으니까 거기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피부 병원은 아예 안 가고 항상 돈 다 지불하고 왜냐면 탈납니다 여러분 공짜로 하면 야 이때 이런 가방을 왜 메고 다녔는지 지금, 지금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아 이거는 제가 저희 멤버들 사진을 웬만하면 공개 안 하는데 사진 찾다 보니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아 이런 사진 규현아 응? 약간 이런 느낌 이게 익살스러운 표정인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동반자가 왔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네. 아 이런 것도 크, 이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이 사진도 동반자 1이 너무 잘 나왔어요 동반자 1이 턱선이랑 너무 잘생겨 나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보존을 해줬습니다 동반자 1 아, 이건 좀 그렇네 자 저는 항상 보면 손에 이렇게 가이드북을 쥐고 다닙니다 왜냐면 우리 동반자들의 여행 가이드이기 때문이죠 동반자 1아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뒷모습을 찍어 나는 이게 여행 때 뒷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 딱 배경이랑 같이 아 이렇게 자연스러운 컷 시선은 30도 이탈리아 데이 책에 시계 그리고 캠코더 가방 음. 아 여기 기억난다 이 식당 여기 보면 저희들이 앉아있네요 동반자 3 여기 4 이건 저 이렇게 앉아있는데 여기가 아마 가위바위보 했나 무슨 게임 했나 해가지고 한 명이 계산 뭐라 하기 막 뭐 이런 거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아 이건 좀 귀여워서 좀 남겨뒀고요 이것도 너무 귀엽잖아 동반자 원 사실 건물들이 뭐였는지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여기로 여, 이 건물 들어간 것 같아 내 기억에 확실해요 성당이구나 그 성당에서 또 의미 없이 사진을 찍고 아 올라갔네 여기가 여러분 아마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요 지금 올라간 곳이 아니면 여기 1번, 2번, 3번 중에 하나인데 잠깐만 유추를 해보자 여기를 지나왔단 말이지 이 동반자 one의 방향으로 봐서 이 길을 지나 이쪽 요 요 요 탑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 오케이 그러면 내 생각엔 여기를 지나서 여기를 여기로 올라갔네요 여러분 이 사람의 방향 동반자 원, 원의 방향을 봤을 때 여기로 가잖아 아 근데 여기입니다 여기, 여기네요 여 여기가 이게 맞는 거 몰라 그리고 어 여러분 베네치아에서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베네치아에서 동반자 4명과 함께 즐기고 저는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로마로만 지금 세 번째 자 다시 로마로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 와서 이번에는 멤버들과 함께 사진을 찍죠 그때는 아까는 못 찍었거든요 사진을 찍고 안에 동상들 이 내부까지도 올라와 보고 가까이서도 에 보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피자집 여기를 또 다시 옵니다 왜냐면 너무 맛있었거든 이게 이걸 맛보여주고 싶었어 멤버들한테 와 나 맛집 안다고 그래서 이 집으로 와서 여기를 또 먹었던 것 같네요 그리고 젤라또를 또 먹죠 이태리는 피자, 파스타, 젤라또 이게 너무 좀 더럽게 보이지만 요게 리소, 백미고 요게 흑미 아, 이번에는 약간 로마의 건축물들, 관광지들을 좀 돌아보는 중이죠 도시를, 로마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그 포로 로마노인가요 이게? 그 발굴이 됐대요. 어쨌든간뭐 도시를 이렇게 싹 밀고 지으려 하는데 이 유적지들이 발견돼서 그대로 보존시켜 놓고 관광지로 유지를 시켜 놨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거든요. 크으, 누구지? 요런 high top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어요 이 아이돌들이 high top을 즐겨 신었었는데 저는 high top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봤을 때 허리 라인 여기거든요 바지 지금 여기에 걸친 것 같단 말이죠 허리 라인은 그림 사람 몸의 위치로 봤을 때 이 정도가 적정 허리 라인으로 보입니다 근데 주머니가 잠깐 주머니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 입었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엉덩이에요 사실 뒷부분은 바지 내려, 내리고 입는 유럽 그 스타일의 이 하이탑을 즐겨 신는 남자 무조건 동반자 원입니다 이때 제 기억에는 동반자 3번이 굉장히 짜증을 많이 냈던 것 같아요 야 여행 와서 뭐 이렇게 힘들게 돌아다니냐고 아 그냥 여행 왔으면 쉬어야지 이러면서 엄청 공지령 됐던 것 같아 근데 사진을 엄청 많이 찍었어 동반자 3번이 근데 쫄쫄거리면서 계속 잘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또 괜히 들어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어? 여기 거기 같은데? 바티칸 로마에 나라 안에 라, 나라가 또 있다는 거 아세요? 로마를 들어가 보면 여기 안에 조그맣게 바티칸 시티라고 여기 안에도 새로운 나라가 또 있어, 있는 거죠 뭐 이런저런 여행을 쫙 하고서 우리는 이제 드디어 33,471명이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별점 4.7점에 빛나는 시스티나 성당에 저희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자요 요 사진이 중요합니다 저나 최시원 님이나 윤사마 배, 배용준 선배님께서 원조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그림에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를 과거의 포즈를 흉내를 낸 거죠 그러니까 찌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저는 제가 원조 임양 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너무 놀랐어요 그죠 제가 여기서 영감을 받고 이제 신서유기에서 준상이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게 몇천 년에 그거를 2천 년에 와, 다 왔습니다. 이제 끝나가요. 집중! 자, 여러분 집중! 집중의 박수를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마 처음 첫날 왔던 가게를 또 아마 왔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에는 멤버들한테 또 맛있어가지고 로마의 마지막 날 끝났습니다. 이제 남부 지방으로 갑니다. 로마에서의 시간이 끝이 났죠. 여기 폼베이 밑에 끝자락에 있는 소렌토라고 있습니다. 여러분 소렌토 많이 드셔보셨죠? 아 드셔보신 게 아니라 많이 들어보셨죠? 소렌토가 파스타집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지명이 도시 이름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소렌토로 이동을 합니다 어 저예요 물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태리온 기념으로 24살의 규현이 아 우리 동반자들 씁쓸하죠? 뭔가 아쉬움이 많은 모양이에요 지금 뭐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또 피자입니다 제 기억에 소렌토에서 피자는 맛이 없었어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보트 같은 걸 타고 요 굴 속으로 들어가는 뭐 그런 투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다도 좀 보고 이게 뭐야 이게 초점이 다 나갔네 끝이 났습니다 아 이렇게 네 아, 오늘 이렇게 해서 이탈리아 여행기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규현의 여행기 사진 털기 이 코너는 어떤 코너 이름이 어울릴까요? 지리규 걸어서 규현수고 조규수의 추억여행 조지리 먼 나라 규현 나라 아, 지리규가 좀 웃기긴 한데 조지리나 지리규가 웃기지 않나요? 조네 투어 지리였다 <laughs> 지리였다 뭐야 지리주 지금 후보가 지리규 조지리 지리였다 죽을지도 조네 투어 <laughs> 이상한 거밖에 없네 <laughs> 투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1, 2, 3, 4, 5 중에 투표 시작! 잠깐만 4 많고 3, 4, 3 1, 3은 없다. 오케이 3, 3 탈락 자 다시 고! 1, 1 1이 엄청 많은데 1, 4 1 많고 1이 많네 1이 제일 많네 오케이 여러분 알겠습니다 보니까 흐름이 조간의 투어는 좀 많이 어, 안 보여요 2번도 잘 안 보여 지금 1번 대 4번의 대결인데 오케이 정했습니다 이제 대, 우리 QTV 시청자분들의 여러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 만약에 시즌2가 돌아온다면 지리규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리규 첫 번째 시간을 마쳤는데요 지리규는 적어도 시즌 7까지는 뭐 무난하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만 피곤하다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좀 쉬어야 하니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저의 노래를 들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걸 볼지 모르겠지만 사랑한다고 고맙습니다 노래가 끝났네요 여러분 네, 이만 갈게요. 오늘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이. 잘 자요. 안녕. 내 나이 방년 22세. 내게 남은 건 풍류뿐이구나. 술 마셔요? 아니, 아니, 아니.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어우 맛있겠다 벌써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문제는 점점 취해가가지고 이게, 이게 그러뭐 그러니까 취하고 이게 아니라 뭐 취했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